선생님 지금 그 여기 한우 몇, 명, 몇, 뭐 몇 마리 하시는 거죠? 송아지까지 해서 한 37마리 정도 아 그래요? 네. 어,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그 저한테 전화 주셨잖아요 네. 그이 소버짐이라고 그래요 네. 어, 소버짐은 그 언제쯤 생기는 거예요? 겨울철에 이게 많이 겨울철에 나옵니다. 건조할 때 아, 습기가 많은데 겨울철에 습기가 많습니다 습기가 많다고? 선풍기를 안 틀어주니까 어.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음. 똥을 치우거든요. 네. 습기가 많이 차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막 전염이 많이 됩니다. 그럼 어디 어디 부위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소 얼굴, 어디? 얼굴이나 귀. 얼굴? 귀? 네. 아. 가장 문제 생깁니다. 어, 어떤 형태로 나는 거예요? 그, 그 털이 빠지나? 네. 사람 어렸을 때 보면은 도래버짐이라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 식으로 어. 버짐이가 나면서 그러니까 털이 빠져요. 털이 빠져요? 네. 어. 그러면 그 퍼지나? 퍼지죠. 막 전염되지요. 전 몸으로? 예. 어, 근데 이게 한국에서 지금 많이 생긴다면서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어. 퍼졌습니다. 이게. 어. 그래가지고 제가 동물약국에서 음. 약을 사다 바르고 음. 주사까지 났는데도 안 돼요. 그럼 약이 어떤 거예요? 그 항생제인데요. 예, 예. 한 500ml, 750ml 정도 될까요? 거의 15,000원, 17,000원 물거든요. 아, 한 병에? 예. 어. 심한 소 같은 경우는 한 번 뿌리면 다 없어져요. 아 몸에 그럼 네. 그걸 그걸 갖다 스프레이처럼 뿌려주는 거예요? 예예. 예. 어. 근데 왜 난이 안 낫지도 않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주사액은 주사액 주사액은 주사도 조금 하는 게뭐 4만 원이요. 어. 엄청 비쌉니다. 그러면 그거 뭐한번한번 처리하는데 돈 10만 원 그냥 훅뚝 나가 넘어가네 한 아, 마리에? 그런다고 봐야죠. 어. 어. 그러니까 한명 가지고 되지 음. 않으니까 음. 주사는 이제 여러 번 넣을 수가 있지만 어. 어, 어 뿌리는 스프레이식으로 뿌리는 것은 음. 여러 번 뿌려야 됩니다. 어. 매일 뿌려줘야 돼요. 매일 매일. 예. 근데 그럼 뭐한병한번 뿌리한 병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 어. 뭐 감당을 못 해요. 그럼 그런 약도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 내성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어. 뭐 뿌리다 안 뿌리다 하면 음. 아예 듣지 않아요. 그럼 이게 버짐이 이제 한 마리가 오면 전체로 막 번져요? 전체 다 번져요. 큰일 나는 거네 그냥 제가 간혹 보긴 했었는데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그걸 사서 쓰다가 비용 부담도 많, 많이 되고 효과도 별로 없고 해서 자담을 써보신 거네 그러죠 어. 어. 자담 오일하고 유황하고 제천 처음에는 유황만 썼어요 어. 그래도 방지가 잘 되더라고요 어. 예방도 잘 되고 어. 거기다 그러니까 이제 오일을 타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버짐에 따라서 어. 상태에 따라서 좀 더 타주고 덜 타주고 아. 어. 근데 어. 스프링식으로 뿌리면은 그 그 자담 유황을 많이 타면 어. 피부가 좀 벗겨져요. 어. <laughs> 어, 어, 어. 그래갖고 낫는 건 빨리 낫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가 좀안 좋아서 그렇지. 어. 근데 그 내성도 네 생기지도 않고요. 예, 몇번 치면 나요? 한 빨리 났으면서 한두개 두세 번. 어. 좀 심하게 왔다 안 그래서 이제 어. 더인제한 다섯 번 정도. 간격을 얼마나? 하루 간격으로. 하루 간격으로. 네, 근데 이게 어. 내성이 안 생기니까요. 어. 오늘 뿌렸다가 또한 3일 뿌렸도 상관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안 번져요. 음, 음. 거의 좋더라고. 비용도 절대 들고. 그럼 현재 다른, 다른 그 농가들은 네. 현재 그 버짐 때문에 상당한 예산을 돈을 탕진하고 있겠네. 그러죠. 어.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저희 마을에서도. 예, 예. 뭐 주사 놓고. 어. 뭐 엄청 돈 많이 들어간 사 있어요. 어. 근데 저는 우연찮게 한번 뿌려봤어요 그냥. 음, 음. 근데 온몸에 나, 나기 시작할 때 어. 버짐이 날라오면 털 네. 색깔이 벌써 틀려진다 그냥. 버짐이 날려고 할때털 색깔이 네. 어떻게 틀려져요? 난 자리가 약간 하얗게 돼요. 아, 맨 처음에 증상이. 네. 아. 뭐 그때 어. 한번 분무기에다가 뭐 어. 온몸에다 가 뿌려버리면 어. 금방 갔어요. 아, 초기에는? 네. 어. 뭐 한 번만 뿌려도 없어져요. 어, 어. 근데 이제 많이 좀 올랐다 하면 좀 신경 써가지고 분무기로 스프레이식으로 뿌려주고 네. 예. 그 다음에 온몸에 약간 분무기를 한번 흠뻑 뿌려줘 버리면 그 뿌려줄 때 소가 뭐 거부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묶어놓고 해야죠 아 묶어놓고? 네. 어, 잘못하면 큰일 나는, 큰일 나는 거네 도망가니까 못 뿌리죠 <laughs> 그럼 묶어놓고? 네. 설치나 공기가 뿌면서 요소들이었습니다. 아 요소들이 아, 네. 다깨끗하 합니다. 깨끗이 나왔죠 어, 그러면 뿌려서 치유돼서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러니이 뿌띠기 어. 나느냐에 따라서 틀리져요. 아. 다 났으면 틀이 좋게 또 납니다. 아, 그, 다 좋게 나는 시간이 얼마나? 그, 한 달 이렇게 걸려요. 한 달, 아. 천천히 나니까요. 천천히. 음. 하여간 자다몰 사람장으로 버짐은 완벽하게 해냈다. 그렇죠, 예. 어. 아 그것만도 농가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겠네 그죠? 버짐이 올라도 저는 걱정을 안 해요. 아. 한번 뿌려놓으면 어.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안 되니까요, 제가. 전염이 안 되니까. 예. 음, 음. 그냥 시간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뿌려줍니다. 아. 간 나사도. 찜새가 있을 때. 예. 아 그렇구나. 예. 진짜 좋아요. 어, 어.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데. <laughs> 감사합니다. 어, 바닥에 소독도 해준 거예요. 아, 이러, 아니죠. 아 바닥 수속도 해주고 네, 바닥도 이렇게 청소 어 해주고 어 어. 아, 좋아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네. 식으로. 어. 그러면 이걸 이걸 노즐을 했을 때 그한 네. 자리에 흠뻑 뿌려주는 거야, 실실 뿌려주는 거예요. 아니야 그. 좀 많이 올랐을 때는 흠뻑 좀 해주고요. 아, 아. 그리고 이제 없을 때는 예방 차원에서 어. 싹 그냥 풀주고요 아, 아, 아, 아, 그렇구나.